안녕하세요 온리지방흡입 겸팁입니다 저는 겸이고요 자 봅시다 2년 전에 허벅지 지방흡입을 받았는데 최근 3개월간 4kg 불었어요 체중 감량하면 다시 빠질까요? 네 빠집니다 넘어가고요 지방흡입 수술 효과 있을까요? 효과 있지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 효과 복불복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왜 복불복일까요? 의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. 지방 흡입 수술 후 회복이 상당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. 왜 힘들까요? 의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. 복싱 2년째 하는 고3입니다. 어버이고 고3. 하체 비만입니다. 몇 번 성공은 했지만 다시 요요 와서 결국 2년 동안 복싱 실력만 좀 하게 잘합니다. 그래서 이번 수능 끝나면 지방 흡입을 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 몸무게 73kg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하체 위주로 지방 흡입해서 65까지 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? 안 돼요. 지방 자체가 무게가 얼마 안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 중에 최적의 최대의 지방 흡입을 하긴 하는데 73에서 65까지 가능하진 않습니다 뇌 허벅지에서는 선생님은 몇 cc 뽑아주실 수 있으세요?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. 지방 흡입으로 뽑을 수 있는 양 자체는 대개는 비슷비슷해요. 지방 흡입은 아주 디테일한 거에서 좀 차이가 나요. 허벅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엉덩이하고 허벅지에 이어지는 그 라인 있죠. 그 라인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. 이 엉덩이 주름선이 길어질 수도 있다. 엉덩이가 좀 약간 처져 보일 수도 있다.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, 조금 자신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4일째인데 차이가 없대요 차이가 없으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4일째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붓기라든 게 한 1, 2주 갖고 되는 건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최종 완성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4일째인데 수수전이랑 차이가 별로 없으면 정말 잘 된 겁니다 지방 분해주사, 지방 흡입, 어떤 걸 추천하나요? 너무 뻔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지방 흡입이 훨씬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이 분해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주사인데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은 좀 빼고 싶은데 지방 흡입만큼 강력한 거는 없잖아요 직접 병원에 와서 상담을 좀 해보시고 전문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 수술 중 제일 아픈 부위가 어딘가요? 면적 순대로 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. 팔은 면적이 제일 짧아요. 그래서 팔은 제일 좀 편하다라고 하시고 배는 그보다는 면적이 더 넓거든요. 특히나 좀 예민한 부위가 있어요. 가운데, 배꼽 주위 이런 부위가 좀 아프고요. 그 다음에 허벅지는 훨씬 더 면적이 커요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닿는 부분이 있어요 절개한 부위도 의자에 닿으니까 그 부분이 약간 이리하게 좀 아프기도 하고 근데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찮기도 하거든요 아파서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고 나면 의외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개인차가 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겸TV 구독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댓글에 충실히 대답하는 겸TV 되겠습니다. 저는 겸이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